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Ami.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Ami. Happy birthday to you.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미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미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Am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Amy. Happy birthday to you. 이슬비가 내리는 오늘은 사랑하는 아미의 생일날 온종일 난 아미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했죠 난 가까운 책방에 들러서 예쁜 시집에 내 맘 담았죠